뭐 상평이 있다 여기 있잖아 어. 얼마 만이야 어 일로 가라는 거야? 네 일로 가라는 거야 가 <laughs> 아, 봅시다 그럽시다 시내 우리 You have arrived. 우리 여기서 해결하자.